のコビティの場所で合ってますか東京から来ました23歳のさきです今はソウル市内の炭山駅っていう近くに住んでますソウルでは語学堂に通ってます <laughs> きっかけはゆかさん に一目惚れして <laughs> 会いたいなっていう気持ちとあとせっかく韓国に来たんですけどコロナのせいもあってなかなか外で遊べたりしないので、韓国の方との交流の場があったらいいなと思ってて、実際にお会いできる成人のソゲティンがあるっていうのを知って応募してみました笑っちゃうんですけど <laughs> かわいいかわいい 一番は清潔感のある人だ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優しい人優しい人タイプは中性的な女の人っぽい顔が好きですんか韓国のすごい地元みたいな食堂で一緒にご飯食べたいですさっき言ったのローカルあそうですローカル食日本人だけじゃいけないようなところにデートとかで連れてってもらいたいです緊張してます 이름은 정지원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올해 31살 91년생입니다. 어, 경기도 쪽에 살고 있는데 정비 겸 연구 쪽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카 채널의 팬이기도 했었고 <laughs> 그리고 일본에 관심도 많았고 문화도 좋아하고 좀 겪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겪을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음.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성분도 같은 입장이겠지만 뭐 음. 생김새라던가 이런 게 뭐 중요할 테고 음. 성격은 뭐 다 착하다는 <laughs> 전제하에 말이 잘 통하는 그러니까 유머 코드 유머 코드가 맞다던가 음. 좀 이런 게 맞아야 좀 재밌더라고요 음.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친구로서도 그렇고 떨리고요 기대도 되지만 떨린 게 더 앞서고 있고 청심환도 하나 먹고 왔고 9천원짜리 비싼 걸로 먹고 왔고 그래도 진정이 안 돼서 이제 수시로 심박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그런가? 사실 저도 이제 연애 안 한 지가 꽤 돼서 혹시 이제 저랑 맞는 사람이라면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돌아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원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원이라고 하고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도쿄에서 사키라고 합니다. 나이는 한국에서 23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발짝씩 이동해 주시고 한 발짝씩만 자 오케이 자 이제 뒤를 돌아볼 거예요 자 뒤돌아보면 천천히 천천히 도는데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뭐 마지막으로 한말 준비됐나요? <laughs> 한, 말, 한 말씀 할 그게 있나요 혹시? 뭐 저 지원 씨 어때요 지금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안 돌고 싶은데 <laughs> 안 돌고 싶은데 못돌겠는데못 돌겠다 지원 씨는 안 들고 싶고 자 사키짱은 어떠신가요? 정말 긴장하고 있어요. 네, 돌고 싶어요, 안 돌고 싶어요? 어. 아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지원 씨 심장 박동수 몇인가요 지금? 네, 몇 시예요? 지금 120 정도. 어. 자, 그러면 빨리 시작할까요, 사짱 잠시만요. 네. 자, 둘이 돌아주세요. 자, 둘이 돌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뭐 어색한데? <laughs> 싱글랑 홍대 나가서 전 나갔어요. 좀 취미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취미는 댄스. 댄스? 이런 거 와. 제일 행복한 제일 자동차 운전할 때. 음. 맞아, 댄스 아, 자꾸 저쪽을 보게 돼. <laughs> <laughs> 뭐 어둠바다죠 <laughs> 어둠바다죠 <laughs> 색채로 되게 긴장해 보여 서로의 눈 10초 맞춰다보기 시작 지원 씨부터 학기장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네, 처음 봤을 때 되게 음. 뭔가 원피스라서 그런지 되게 샤랄라한 느낌이었고 음. 키가 크지도 않은 편인데 어, 어. 이제 조금 저보다는 당연히 작으셔가지고 아담하고 귀여운 스타일이신 것 같았습니다. 음. 좋아합니까? 네. <laughs> 자, 뭐, 사키짱. どんな感じのイメージだった鼻が高いなと思う。今喋ってると すごい真面目な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がじゃあ好きですか 게임을 하면서 그러면 조금씩 풀어볼까 그러면 살짝 살짝씩 자 이런 게임 질문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질문이 이렇게 뭐. 아이고 나의 매력 점수는 4점 만점 1점 왜? 어, 왜? 왜? 어, 귀가 작고 음, 음, 가슴 덥고 아왜 그래 가슴 작고 바로 가슴 덥고 아왜 그래 4점 만점이 몇 점인 것, 같, 몇 점인 것 같아 집 4점이라고 해야 되잖아 <laughs> 여기서 더 깎으면 안 돼요 다음 점 한 사람과 반드시 무조건 연애를 해야 한다 네 1번 약속을 어기는 2번 거짓말하는 사람 3번 잘난 척하는 사람 4번은 더러운 사람 음. 4번 더러운 사람 <laughs> 더러우면 제각했다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다른 것은 뭔가 원래 있는 성격이라서 오. 4번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네 아, 마인드 마인드 다음 주 내가 화가 났을 때 1번 대화의 시도 2번 웃겨준다 3번 기다린다 4번 평소처럼 행동한다 2번 웃겨준다 애인이 맞을 짓 했는데 거기 가서 웃기고 있으면 써맞는 거라서 이게 어, 어때요? 웃겨주는 사람이 좋아요? 어 아마 토 화가 날 것 같아요 <laughs> 어떤 게 좋아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라고 네. 기다린다 숨도 쉬지 말라고 제 세번 기다린다. 내가 취하면 자주 하는 행동은 1번 잔다 2번 운다 3번 스킨십을 한다 4번 잘웃는다 5번 더한다 <laughs> 술을 못 마시는 네 맞아요 먹으면 뭐 바로 토할 거예요 <laughs> 토할 거예요? 네. <laughs> 아 근데 그 상대방 분이 먹어 있는 거 먹는 거는 좋아해요 음. 어? 상대방은 안 좋아할 텐데. <laughs> 아, 그렇죠. 음, 제가 이제 뽑아서 아, 물어봐야지. 물어보게 아, 제가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워요. 나왔어요. 다음 나의 연애 스타일로 많은 것을 1번 한없이 거진다 2번 밀당을 잘한다 3번 츤데레 스타일 4번 너는 너 나는 나 1번 그러니까 뭐든 다 해주는 스타일 아시 아가기 딸이 그러니까 추우면 옷 다 벗어주거나 뭐 나 같은 스타일이지 뭐 사키짱은 음. 그러면 <laughs> 어떤 저 보기에서 어떤 남자가 좋아? 경영하지 않는 스타일이 좋아요 제가 더 좋아하고 있고 싶어요 어 부럽다 일카 좀 좋아해줘 나좀 3중 <laughs> 내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1번 TV 시청 2번 핸드폰 및 게임 3번 잠자는 것 4번 야동 수집 및 감상 4번 4번이요? 4번? 4번 야동 수집 및 감상 4번 4번이요? 4번? 4번 4번 4번이요? 야동? 3번 갑자기 네. 진짜 갑자기 3번 <laughs> 되게 이미지 확보해질 뻔했어 지금 3원 네? 3원 사용말 실수하지 말고 나의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1번 작가다 2번 귀엽다 3번 느끼하다 4번 예쁘다 5번 멋있다 처음은 2번 처음처음 2번. 2번. 만났을 때 네. 처음에 네. 귀엽고 지금은 5번 뭐, 뭐, 멋있다 멋있다 뭐 네. 수집하고 4번 이요 4번? 주말에 내가 가장 많이 가거나 자주 가는 장소 홍대 홍대 카페 가고 밥 먹고 카페 가요 <laughs> 아 카페 갔다가 밥 먹고 카페 갔다 가 네. 네. 다음 중 나의 가장 큰 지출 래요 1번 1번 음식 음식 밥 먹고 네. 카페 어. 카페 두 번 가면 <laughs> 식사가 중요한 것 같아 <laughs> 주변에서 자주 듣는 나의 성격은 자 아, 그럼 착하다고 할까요? 착하다고 네 착하다 소리 듣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예인으로 많은 것은? 딱히 뭐 따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배나 음.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다음 중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장르 1번 1번 로맨틱 코미디 네. 음. 저도 로맨틱 코미디 좋아합니다 소개팅 음. 중반 정도 들어섰고 그러니까 서로 준비한 게 있다네 굳이 내가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그냥 왼손으로 올 수 없다 뭐 일단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처음에는 되게 이제 학교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마스크거든요이 안에 제가 그거를 어떤 건지 맞출 수 아,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 네? 골랐어요? 이거를 그냥 이거는 웃고 있는 표시를 넣으신 것 같아요. 맞아? 네, 웃고 있는 표시를 넣으어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한 번. 한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laughs> 더. 오케이. 이거는 다른 걸로 바꾸실 줄 알았는데 똑같은 있고 왜나네? 네, 짠! 어, 네, 네 여기까지 언니. 잘나왔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이상이 있는지 카드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응. 이상 없죠? 응. 자, 야. 너 넣으신 거 맞죠? 넣, 넣긴 넣으셨죠? 응. 아, 넣으셨구나. 이거는 지금 화난 거 넣으신 거. 네? 네. 미러를 이 관에만 넣어주시면 어떤 색깔을 넣으셨는지 맞춰보는 거거든요 오. 음. 아 빨간색이야 빨간색 이건 무조건 빨간색이야 이건 빨.. 어? 이건 빨.. 어? 주황색이다 이건 빨.. 어? 주황색이다 중서 원하시는 거를 한장 골라주세요. 네, 한장 고르고 은낙이나 식에다 보여주면 보여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아, <laughs> 제가 섞지 않을게요. 네. 어, 뭐. 네, 제대로 하는구나. 뭐 어, 오, 거기까지. 조전. 그런 카드를 제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나 이거 할거 상상도 못했네. 제대로 하면 뭐. 다 경우였을 때 나는 해고 와야지. 해볼게요. 내가 섞을 거야. 아, 제가 그냥 막 섞을게요. 카드가. 이거. 오. 저 바꾸는 마술거든. 아 근데 이렇게 하면 마술이 힘들어서. 와야 어, 무슨 야와야 이거. <laughs> 이렇게 무너지네요. 다시 하셨어요? 쿠션 올려주세요. 올려준 다음에 오.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움직이면서 이게 맥락이 어, 많이 뛰는지 안 뛰는지 한번 확인해서 카드를 맞춰볼게요. 음, 음, 카드 그래. 러블러블 해보자. 그런 건가요? 그런 카드가? 맞죠? 오케이 자 시작 오 <laughs> take it back There's a party downtown Someone said that you're coming by I know that summer was a big mistake I just hope that we're still okay You always pick me up and